From Korea. From Korea fish many many. 미역해 달라. 지금 저희 맞은편에는 포르투갈 분들 태장당에서 보는 기분 어떨까? 내가 봤을 때치 발리고 가다 골라면 안거든 오케이. 하지만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좋다 2대0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진짜 쉬운 거 다른 팀은 정말 없고 우리가 어쨌든 이겨야 돼요 제발! 제발! 한국 응원 받는 거 신기하지 않나? 나, 2002년 월드컵 보는 전반전 종료. 오. 点下げ打ちたいと思います。still hopeful that it, it might, just might be that didn't come close to finding me to that time, maybe on the break now with hanging on. Okay! Where's Vicky now? leading boots. player, it's his first appearance at the World Cup. Charles Palina of Fulham in the Premier League in England has come off the bench now in all three games. So Ronaldo's work is done in the group stages. We will see him, no doubt, in the round of 16. And Wang Hee-chan is on for his first appearance of the tournament for Korea Republic, the Wolverhampton Wanderers player. He's on for Lee Jae Silver. well, this sort of player is capable of keeping the ball to himself if he wanted to. But... You can see it bounces off his head. And here's a conclusion. We are heading into a minimum six and minutes. Portugal happy to take their time. Maybe a chance to break. 잠시만. 간다. Son 뭐야 이거 와 좋다 지금 사람 얼마 어떻게 되고 있지 이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야 우리가 올라가 좋게 야, 16강 올라가기. 20초 전. 자 일단은 나나 우라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sure half of them are celebrating, half of them are realizing that they're not there yet. It's a 하다 이거 내가 오, 하나 어. 센스 제발 30초 자자 빼자 빼 오케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풀어라 풀어라 이제 나온다 오케이 이거 불러 어 맞다 오케이 저게 더 빠르네요 와 지금 나나 와 우루과이 프리 나나 제발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여보, 안녕! 안녕! 예!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어요. 16강 상대는 브라질입니다. 하지만 노란색 유니폼에 강한 어떤 사람이 떠오르네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다 이겨. 화이팅 코리아!